분갈이 하나 해주고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분갈이 해주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<laughs>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저의 가장 든든한 고무나무 근데 지금 이 새 잎이 올라오고 나서 원래는 이 새 잎이 올라오는 이 꽃 이걸 뭐라고 할까요? 이 새순? 이, new new face 여기가 조금 더 크고 그랬었는데 입이 좀 작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점점 원래는 한 이게 한 5cm 넘어가는 크기로 해가지고 자라서 이렇게 큰 잎이 났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 올라온 잎이 이렇게 좀 작게 올라와가지고 혹시 분갈이를 해줬었거든요 이게 뿌리가 너무 꽉 차가지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는 건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, 다행히 그래도 이 새로 난 잎이 e 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가지치기를 좀 많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렇게 지금은 제가 고무나무가 일자로 다, 자라고 있는데 약간 나무처럼 옆으로 퍼지게 자라게 할 수 있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고무나무인데 올 때한 어, 1월쯤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똑같은 고무나무예요 이거랑 근데 냉해를 네 입어서 도착을 해가지고 어, 잎이 다 갈색으로 죽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버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위에 줄기를 죽은 갈색 나무잎 줄기를 잘라내고 이 아래쪽만 키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새순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올라오고 지금 여기서도 올라오고 이게 아마 가지치기 한 형태의 그 나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엄청 귀여워요 근데 이게 지금 입에 빵꾸가 나고 여기는 입이 조금 틀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환경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이것도 조금 잘 지켜보고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제가 겨울에 화분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알라카시아 호도라? 호타도라? 지금 이름은 조금 헷갈리네요. 이 친구들도 1월에 제가 구매를 해서 배송을 시켰는데 그때 택배 파업 그것 때문에 얘네도 냉해를 입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입이 완전 다 갈색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뿌리는 그래도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뿌리를 다시 분갈이를 해서 심어주고 지금 한 달 정도 기다리니까 이렇게 멋있는 입이 다시 올라왔어요 진짜 폭풍 성장 이게 진짜로 이 아이가 한 5일 전,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새싹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크고 멋있는 이 참기름 발라놓은 윤, 듯한 윤기나는 잎에 알로카시아가 다시 되었습니다. 이 친구도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 친구는 아예 여기 위에가 물을 너무 많이 머금어서 이렇게 물컹물컹해져가지고 잘라줬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성장을 하고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새로 온 다육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당나귀 귀를 닮았다고 해서 당인호빗이라고 하는 다육이 잘 자라고 있는 스파트필름 어,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버킹콩고? 화이트콩고? 어, 갑자기 또 이것도 헷갈리고 <laughs> 이름을 제대로 아는 게 없어 이거는 파키라 파키라인데 이것도 새순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잎이 여기 몬스타, 몬스테라 원래 수경재배로 키우던 아이를 지금 화분으로 옮겨줬고요 이것도 처음에 수경재배로 시작했던 고무나무 이거는 진짜 성장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진짜 변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이 아이는 이 친구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여기서 또 새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렇게 탁 터지면서 이렇게 입이 튀어나올 거예요. 이렇게 귀엽게 되어 있고 귀여운 열매가 달려있는 이 진짜 매력적인 아이인데 천냥금이거든요. 이렇게 빨간색 열매가 열려요. 이렇게 여기도 지금 열매가 새로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아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화분을 좀 다시 주문을 했는데 이 아이입니다. 멋있지 않나요? 극락조라는 아이입니다. 좀 적응을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분갈이를 좀 해줬고요. 아직 조금 어, 과습 걱정이 돼가지고 물을 아직 많이 충분히 주지는 않고 계속 그 여기 바닥 쪽에만 물을 좀 주고 있어요. 뿌리가 직접 머금을 수 있도록 너무 귀여운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또 왔습니다. 이 아이도 지금 오늘 아침에 어, 분갈이를 해줬어요. 그리고 얘는 알로카시아 거북, 얘는 문샤인.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현관을 밝혀주고 있는 사파이어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제 진짜로 어떻게 입이 이렇게 생겼을까요? 어떻게 입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지?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. 어?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 사랑이가 살던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. 굿모닝 편의점에서 구입한 니트 니트 그리고 이거는 르에서 구입한 통바지, 아빠 바지 약간 느낌 이렇게 Thank you 오늘 잠들기 전에 스킨케어 요즘에 제가 뭔가 실험을 좀 하고 있는데 <laughs> 실험이라고 하긴 좀 웃긴데 이 파란통 크림? 이 정겨운 파란통 크림 진짜 오랜만에 근데 이게 사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집에 있어서 <laughs> 항상 집에 있어서 그냥 바디 그러니까 몸 같은데 뭐 이런 뒷 여기 팔꿈치나 뭐 이렇게 너무 건조한 부위에 꼭 사용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시는 분은 써보신 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꾸덕한 제형이잖아요. 근데 아 하여튼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컨텐츠 리뷰를 하면서 얼굴에도 바르게 됐어요. 얼굴에 발라볼 생각은 거의 안 해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이 바르고 나서 광택감, 그 다음에 피부결이 좀 매끈해지는 느낌, 그리고 어, 보습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붉은기도 진정이 되게 잘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아, 금요일, 목요일, 목 금, 토, 일 4일째 아침, 저녁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덧발라주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앞으로 며칠간 또 계속 사용을 해보면서 피부 컨디션을 좀 볼까 합니다. 특별히 뭐, 뭐 트러블이 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지금 음, 오히려 여러 가지를 막 때려 발랐을 때보다 건조한 느낌도 별로 없고 지금은 산하고 바로 나온 상태여서 좀 건조한 느낌이기는 한데 어, 오히려 이 꾸덕한 제형을 바르는 법을 한번 터득하고 나니까 이 광택감이나 이런 느낌을 좀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오히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아, 이, 이 니베아 특유의 그 시그니처 향도 너무 좋고 예전에 그 기사 같은 거에서 보면 메르 크림이랑 그 주요 성분이 비슷하다, 구성이 비슷하다 이래가지고 기사를 나온 적이 있어요. 되게 오래전에, 십 몇 년 전에. 그 기자가 꾸준히 써보니 메리 크림보다 뭐 니베아 크림을 바른 쪽이 더 어 보습력이나 뭐 주름 뭐 여러 가지 결과 실험 결과 더 좋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주요 성분에서 수분을 밀폐하는 그런 이름 어려운 성분들이 비슷해요 또 같은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미네랄 오일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의약품, 의약품 그레이드의 성분을 사용하고 있, 죠 어렵죠? 여튼 거를 그냥 이렇게 해버린 다음에 눌러줍니다. 그러면 얘가 굳이 이렇게 그냥 싹 흡수가 되거든요. 살살 긁어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양을 발라도 일시적인 좀 백탁 현상이 있기는 한데 그 백탁이 얼굴의 색상이 정말 톤업이 돼서 밝아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. 어떠한 성분의 반응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쳐두면 어느새 굳이 막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서 흡수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저처럼 이제 좀 이제 나이가 있고 <laughs> 어느 정도 보습 플러스 얼굴의 윤기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사실 제가 라벨 크림도 있거든요. 촬영을 같이 해봤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거의 마무리감이니까 뭐 성분, 뭐 효과 뭐 그런 거는 다 떠나서 그냥 마무리감이 이게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반딱반딱한 느낌으로 또 피부결도 되게 매끈해 보이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. 여태까지 오히려 저는 이게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전혀 저에게는 제가 오히려 되게 편리한 어떠한 크림들을 바르면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밤새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거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놀랐어요. 너무 바, 너무 좋아가지고 피부 컨디션이 이걸 사용하고 나서 좀 이렇게 반딱반딱한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이게 막 매끌매끌 어 이러고 나서 이러한 지금 광택감이 막 매끌매끌 매끈 매끌매끌한 그런 답답함은 느껴지진 않거든요. 그래서 여튼 이게 지금 4일차 피부 컨디션입니다. 1일차부터 기록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광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근데 이렇게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, 저는. 이런 느낌? 이런 느낌? 제가 이거를 또 바르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여기 눈 앞머리 여기에 흉터가 있는데 이게 되게 보습이 안 돼 있으면 흉터가 더 깊고 진해 보여요. 붉어지고. 근데 이거를 바르고 나서 여기 흉터도 되게 어, 붉은기가 조금 가라앉고 어, 좀 안정이 되고 진정이 되어 있고 되게 어, 피부가 좀 탄탄해진 느낌? 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저는 아 이거는 근데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어, 지금 현재는 면포성 여드름이라고 하죠. 이렇게 노랗게 뽁 이렇게 올라오 유분기가 많은 제품을 발랐을 때 그런 정도의 트러블과 붉은기가 갑자기 올라오는 트러블들이 좀 있는 편이고 건조함이 심한 편 피부는 지금 계절에는 겨울에는 더 심하고요. 지금 계절에도 속건조나 겉건조 같이 있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지금 세안을 하고 와서 이거 하나만 바른 상태입니다. 이거는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좀 해볼게요. 너무 신났어 지금.